아, 현재 적 총구 하염 보고 사격 중이라고 하네. 오케이. 방이 어디 쪽에 방이? 저막 있다, 있다. 어, 확인, 확인. 한다 한다 치료 치료중 다운 팀 동쪽으로도 적사격 라즈 아 확인 확인 아까 북쪽 두 명 잡았던 곳에서 지금 기절했던 놈들 일어나서 사격 중. 이 건물이 아, 이 건물.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치료해줘요. 나 왼쪽 건물 클리어할게. 어, 확인, 확인. 올라가서 먹어지 아까 동쪽에도 살아있다고 걸려. 이쪽 건물도 가서 창문으 봐봐, 한번. 저는 다리 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박격포 처리. 여기 박격포가 있어요, 근데? 고정하게 아니야, 고정하게 그냥? 아니야, 박격포야, 방금. 근접에 있었어. 어, 그래? 쪽에 있어. 이렇게 사야 되는데, 몰랐어, 걔는? .255도 방향. 제가 쏘는데 지금. 안 보여? 레이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쪽 봐봐요, 그쪽 빨리. 일단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내려가서. 지금 인텔, 인텔. 아, 이거 조식 정도 있네, 저거. 인텔 건물 그 북쪽 담벼락에도 적합니다. 네, 일단 이 건물 탈출, 탈출. 이거만 나와서 저, 저쪽 갑시다. 나머지 전들은 거기서 대기. 그 호성님이랑, 어, 콜린님이랑 대기하세요, 대기. 나머지 전들은, 어, 분대에 따라서, 분대에 따라서,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차 소리 나는 차? 어, 저 발견. 잠깐만. 레이드 보세요, 레이드. 소방. 길가 쪽에 저 한 명 있어요. 어, 총소리 들렸어요. 차량 소리 나는데 저거 뭐지? 그 인텔 건물 서쪽에 그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 멈춰 있어. 오방좀 쿠방. 나온다. 여기 처리 처리. 발코니, 발코니 클리어. 어머, 어머. 저 이태 건물, 이태 건물이죠, 저거. 대박이. 현재 그콜린의 현재 그 뭐야 부상 중상으로 인해 그 출혈 바다로 기절하셔서 메디백 메디백 오케이 일단은 나머지 군대원들 군대원 따서 저 전병에 아, 전방에 한대 맞았어요 한대 한 대 맞았어요 치료 좀 하고 갈게요 오케이 치료하고 오케이. 어, 나 붕대 다 떨어졌어 붕대 하나만 해줘요 이쪽으로 갈게 내가 플레어 대기하고 지금 뭐 가영아 이거 좀 향연이니까 빨리 빨리 오이 오이 불가능? 결혼자 저기 저기 바다가 오른쪽 바로 이렇게 보내 일단 됐어요 죽으면 아 이리 큐다을게요 죽은 듯. 죽었어, 죽었어. 전방 두 명. 사격 아까 형 나오던데. 담벼락 뒤로 사라졌어요. 저기 저기 2층 2층 2층 2층 밖에 밖에 밖에 있다. 네 1층 가볼게요. 어 2층 있어. 발코니. 1층 클리어. 오케이. 일 바로 이거 인텔 확보하고 빠지시다. 오케이 200 200 200 지점은 그 콜린님 있는 위치로 해요. 콜린님 있는 위치로. 어 콜린 저검 저, 아? 트로피라고 해피해피 넣어줘요. 바로 앞죠 확인. 아까 제가 그 한 세 번씩 다 넣었는데 안, 안일어났는어요200 지역에 확인할 수 조심. 기절, 기절, 나 도구, 이용물. 텅브리스 다운 지원 바람. 양호, 양호. 동, 동쪽에, 동쪽에 그 인원들 다 제거했어요. 일단은 치료해줘요, 저거. 제 건물 앞으로 그들어왔는데요 아, 지금 다들 문, 천분대원그 200, 200 지점에 주변 건물 확보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자, 잠시 대기. 후송이 제 머리, 머리, 제 머리 치마 보야 돼. 잠깐데. 그쪽. 네, 장, 장 퇴출, 장 퇴출. 잠시만요. 동쪽에 좀. 200 헬기 착륙 완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어, 지금 탑승, 어, 부상 있는데 탑승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집에 경계. 어, 갈게요. 오케이, 눈치 완료 이동. 다음에 일로요 내가 먹줄게 근데 200 지역 동쪽에서 적 다수 있으니 조심하라. 나라다 올라 와씨 다슴 다슴 다슴 다슴 다슴 다슴 근데 올라갈 수 있어요? 아유 안 맞았어요? 나 돌아가시겠다 나 돌아가시겠다 나 지금 비누 많이 맞았는데 뚫리 기절 나 기절했어 세명 다 기다렸어. 집에 어, 너 붕대가 없어요. 호동 지혈 다 중. 호도님 치료해줘요, 끝나고. 확인. 아, 어, 멈춰. 붕대가 없네. 호성님 제가 붕대 안아줬어요 오케 지금. 아유님 다리 가고 있어요? 피가 안 멈춰요. 정태가 <laughs> 없어. 다그 출혈만 멈추면 끝났어요. 아키 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멈췄어요. 피가, 피가 안 멈춰. 오케이, 전원 무사 기관, 무사 기관 완료.